안녕하세요 여러분 어, 오늘은 히팅베드 부착력 테스트 두 번째입니다 어, 지금 히팅베드 위를 보시면 색깔이 좀 다르죠 노란색에 그죠 어, 이게 뭐냐면 자 오늘 새로운 재질을 하나 사,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거는 케톤 테이프라고 하는 테이프입니다 어, 시중에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쳐보시면은 캡톤이라고 해서 팔고요 어, 지금 이건 50mm 폭에 33m 짜리인데 한 17,000원 정도의 가격 정도면은 뭐 그것보다 싸게 파는 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샀는데 음, 이 테이프를 구하게 된 배경은 어, 굉장히 고열에 잘 견디는 내열 테이프예요 재질이 폴리이미드라고 해서 약한 250도까지 견디고요 그리고 제가 업무상 써본 경험으로는 어, 접착제가 바닥에 남지 않아요 테이프를 뗐을 때 아주 깨끗하게 잘 떨어집니다 그리고 고열에도 굉장히 잘 견디는 테이프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 붙였습니다 왜 붙였냐고요 아이 테이프 너무 얇아 가지고 이 붙이는 과정을 보여드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리 붙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테이프 얇다 보니 이렇게 좀 얼룩덜룩하게 뭐 이렇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일단 기포는 최대한 안 들어가게 해서 잘 붙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테이프로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난번과 같이 다시 댐퍼라고 하는 파일을 찾아서 예, 자 여기 찾았죠 헬프 댐퍼 예,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앞에 네모가 이렇게 딱 표시가 돼요 보이시죠? 예. 자, 이러면 이제 선택이 된 거고, 자, 프린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배드 온도는 60도로 하고, 자, 점점 올라가죠. 이제 프린터가 동작하기 시작합니다. 자,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? 히팅베드에 최대한 가까이 가보겠습니다. 생각보다 잘 굳는데 아직도 뭔가 좀 만족스럽지는 않죠 그죠? 위에서 보여드리면 반대쪽에서 보여드릴까요? 보이시나요? 아, 종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죠. 예, 지금 여기 잘 붙어 있는 모습 보이죠? 근데 또 여기가 이렇게 뜨네요. 이게 완벽한 바닥 부착력을 만들기에는 이 케톤 테이프 하나만으로는 좀 부족한가 봅니다. 어, 이거는 잘 아시죠? 어, 흔히 말하는 따플 어, 글루 스틱입니다. 글루 스틱. 어, 제가 이걸 왜 들고 나왔냐면 음, 인터넷이나 이런데 어, 다른 여러 고수님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저도 뒤져봤더니 어, 풀을 바르면 괜찮다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 풀을 꺼내 들었습니다. 자, 이제 이 풀을 바르고 다시 한번 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이제 보시나요 이 이렇게 하얗게 제 이제 풀을 바른 모습이 어, 히팅 패드의 잔열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싹 말라가고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3D 프린팅을 시작했습니다 자,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지 보 이제 어, 보시면 이 댐퍼가 이렇게 잘 프린트가 됐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위쪽은 이렇게 아주 고르게 지금 잘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PLA가 수축되는 것 때문에 약간 뜨면서 그리고 좀 이 고르지 않게 되어 있는 게 조금 보이실 거예요 그죠? 자, 이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? 자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한번 더 테스트를 해 볼 텐데요 자 똑같이 어, 따프를 칠하고 그 대신에 히팅밴드를 켜지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이라고 해서 이 옆에 이제 그 기초가 되는 PLA를 더 많이 발라주는 방법이 있죠 그걸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잘안 떨어져요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뗍니다 제가 지금 힘을 주고 있는데 보시죠 이게 잘 안 떨어져요 소리가 날 만큼 그런데도 이렇게 PLA가 수축을 하네요 이제 세 번째 테스트 완결판입니다 자 히팅 베드를 어, 온도 올리지 않고 브림을 사용해서 양옆을 밑에 부분을 전부 다 이렇게 잡아준 상태로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동일한 조건으로 프린트를 해봤습니다. 아 당연히 이 바닥에는 풀칠을 했죠. 어, 딱풀로 그리고 3D 프린트 했을 때 보면 네, 아주 깨끗하게 잘 나왔습니다. 이제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자 보시면 이제 음, 떼지는 것도 그럭저럭 잘 떼지고요 자 여기 이제 브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손으로도 이렇게 브림을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, 아주 깨끗하게 예, 3D 프린팅을 한 결과물을 뽑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보시죠 손으로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해도 자 브림이 다 뜯겨 나옵니다 보시면 깨끗하죠 그죠?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테스트는 뭐냐 짠 예, 보이시죠? 어, 유리입니다 어. 히팅베드를 히팅을 안하고 풀칠만 해서 흡착력이 예, 부착력이 이렇게 좋아진다면은 지금 여기 붙어있는 테이블 떼내고 어, 유리를 쓰는 게 아무래도 사용하는 면에서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유리를 붙여서 테스트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, 아주 잘 되고 있어요 네,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한번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, 결과물이 나오고 난 후에 전체적으로 네, 이제 3D 프린팅이 끝났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어, 불임을 넣고 유리판에 <clears throat> 음, 풀을 굉장히 많이 칠 해주고 난 이후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아주 깨끗하게 지금 3D 프린팅이 된것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자 이건 저희가 브림이 없이 그냥 폴리이미드 테이프 위에서 핫베드 히팅베드에다가 60도 온도를 맞춰 놓고 한 제품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밑에 쪽에 약간 이렇게 변형이 생기는 게 보이시, 보이시죠 이렇게 자 이게 온도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온도가 약, 약해지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요 옆에 이 제품은 이제 폴리이미드의 히팅 베드를 사용하지 않고 브림을 사용해서 제가 이제 만든 겁니다. 자 결과물은 음, 폴리이미드 테이프와 유리에 한 거랑 결과물이 똑같이 나왔죠. 자, 이 결론을 봤을 때, 음, 재질이 관련 있는 게 아니고요. 얼마만큼 밑에 부착력을 가질 수 있는 그 뭔가 물질이 잡아주느냐가 관건인 것 같네요. 자 결과로 히팅 베드의 온도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풀을 칠해서 부착력을 키운 후 이 브림을 통해서 이 옆에 이렇게 부착력을 유지해주는 장치를 이렇게 <clears throat> 해서 3D 프린트를 할 경우에 가장 깨끗하게 3D 프린팅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. 자, 오늘의 테스트는 여기까지고요. 모든 결과는 여러분이 다 보셨죠? 자, 유리든 지금 저번에 제가 보였던 보여드렸던 이런 폴리 이미드 테이프든 상관은 없습니다. 근데 폴리이미드 테이프가 워낙 얇아서 붙이기도 힘들고 잘 찢어져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유리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면 뭐 폴리이미드 테이프를 써서 자주자주 갈아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음, 유리는 자주자주 씻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유리 표면에 묻어있는 저 이 풀이 떡져서 나중에 그 전체 높이라든지 표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, 없어지니까요. 자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